帮我打开电风扇 제가 지금 선풍기를 키라고 명령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선풍기가 켜집니다. Nope. 안녕하세요 왕서방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샤오미 미밴드 4 NFC 버전입니다 이 제품은 글로벌 판매용은 아니고요 중국 내수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중국 내수용은 중국어로 밖에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 제품은 중국어를 몰라도 이 제품의 인터페이스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번 사용해보면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애매하신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한글이 지원이 되면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NFC 버전은 샤오미 공식 홈페이지에서 229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229원에는 재고가 없습니다. 샤오미 공식 홈페이지에서 물량이 없어가지고 구매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이 제품은 중국에서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저도 229원에 구매를 하려다가 229원에는 구매가 어려워가지고 약5 2위 정도 더 웃돈을 주고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279원은 약간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제품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 제품을 리뷰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229원의 제품이 나오면 그때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스펙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유튜버와 리뷰어들이 리뷰를 한 동영상을 봐,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스펙을 설명을 안 하려다가 그래도 영상의 길이를 조금 늘려야 하기 때문에 샤오미 미밴드만의 장점을 빠르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NFC만의 장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6축 자이로 센서가 들어가면서 만보기의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제자리에서 아무리 흔들어봤자 만보계가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5기압의 방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수영법 같은 거를 다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전 근데 수영장이 없어가지고 수영을 해보진 못했고요. 네 이런 건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 샤오미 미밴드 4로 넘어오면서 이 컬러 디스플레이 이 컬러 디스플레이를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샤오미 미밴드만의 장점, 최대의 장점입니다. 이, 이 컬러 디스플레이로 들어오면서 나만의 custom 바탕화면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화면을 바꾸는 영상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NFC를 사야 하는 이유 그 첫 번째 당연하게 NFC의 기능입니다. 네, 이 기능 NFC 기능이 물론 한국에서 버스카드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 버스카드 뿐만이 아니라 이 NFC 기능이 있는 도어락을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면 도어락 열쇠를 복사해가지고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버스카드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NFC 버전, NFC 기능이 있는 도어락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구매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에 살기 때문에 버스도 한번 타보겠습니다 버스 카드의 충전은 Mi Fit 어플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Mi Fit 어플을 다운받으시고요 여기에 동기화를 시키신 다음에 이 설비에 들어가시면 버스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스카드 기능을 누르시면 자기 지역에 맞는 버스카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고 위챗페이로 충전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충전이 됩니다 간단하죠? 전 이렇게 충전을 해서 북경 전철을 한번 타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인식이 잘 되더라고요. 이게 인식이 안 됐어야지 유튜브 각인데 인식이 <laughs> 잘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타보았고 저는 NFC 기능이 있는 도어락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NFC 아, 이 도어락의 기능을 사용해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보시면 이 도어락 열쇠 복사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고 뭐 차례대로 이렇게 기능을 넘어, 넘어가시면 됩니다 앞으로 중국에서는 지갑을 가지고 다닐 이유가 이유가 네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갑의 필요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NFC의 기능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이 NFC 버전을 사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샤오미 인공지능 샤오아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샤오미 인공지능 샤오아이는 어, 요즘에 한국에서도 보시면 뭐 지니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그런 기능입니다 이, 이 기능이 왜재미냐면요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帮我打开电风扇 제가 지금 선풍기를 키라고 명령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선풍기가 켜집니다 물론 끄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샤오미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샤오미 미홈에 등록을 하셔서 이 제품으로 이 샤오미 인공지능으로 온오프가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단점은 지금 중국어밖에 지원을 안 한다는 건데 여러분 이참에 중국어 공부 좀 하세요 네 오늘은 NFC 버전의 샤오미 미밴드 4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재밌는 기능이 많죠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일반 버전과 NFC 버전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전 NFC 버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샤오미 밴드 있잖아요 이 밴드는 샤, 타오바오에서 29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약 5천원 정도인데 일반 번들 밴드보다 괜찮죠? 이 정도 막 그렇게 막 무식하게 막 검은색만 있는 것도 아니고 5,000원이면 가격도 괜찮아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배경화면도 제가 바꾼 거거든요 다음 영상에선 이 배경화면을 바꿀 수 있는 팁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